그 뭐지? 어, 저 그거 봤어요 오늘 유튜브 뭐요? 오늘 나 몰래 그거 찍었던데 그 음악방송 대기실에서 애들이 저 몰래 저, 저한테 대고 음. 막한 거 있던데요? 김수경 생일 축하해요 유백은 생일 축하해 원준이형 생일 축하해 들려? 아니 찍으려고 하는데 계속 말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저 찍어준다고 막 그쵸 응. 음. 아, 나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 막 멋있는 척하고 막 이랬는데 공중에 가보겠습니다 홍중 씨. 네. 안녕하세요. 오늘 녹화 어땠나요? 오늘 녹화요? 굉장히 정신없긴 했지만 또 저번 주에 한번 음, 카운트다운 하니까 카메라 위치도 그렇고 좀 외워서 조금 더 수월했던 것 같아요. 오늘 제스처도 다 바꿨어요. 어, 오늘 착장이랑 제스처랑 아주 찰떡이던데 그거 하면서 오늘 좀 바쁘지 않았어요, 유도? 유도 오늘 바빴죠. 네? 오늘 어? 바쁘지 않냐고요? 어. 오늘 바빴죠. 오늘 원래 수분만 좀 하려다가 오늘 좀 바쁘지 않았어요, 유도? 유도 오늘 바빴죠. 네? 오늘 어? 바쁘지 않냐고요? 어. 오늘 바빴죠. 오늘 원래 수분만 좀 하려다가 말려다가 다시 하게 돼가지고 어. 좀 바쁘긴 했는데 저희보다 팬분들이 더 고생하셨어요. 음. 오늘 그래서 팬분들과 뭘 했죠? 저희가 그래도 죄송하기도 하고 보고 싶기도 하고 해서 중간에 이제 잠깐의 시간을 만들어 봤는데 좋으셨을지 모르겠네요. 아마 좋아하셨을 거예요. 어, 고생하셨습니다. 뭐예요? VJ예요? 네. 본인은 찍고 오셨어요? 저요? 아 맞다. 제가 이따 찍어 드릴게요. 아 괜찮아요 저는. 아또 또 또 또 또 또또또또또 마티 척한다. 윙크 한 번만 해주세요. 아우 싫어. 자 이따 찍으러 갑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기다리세요. 예. 네. 네. 러또 자기를 찍지 못한 박성화 군을 취재하러 갑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 여, 아 다시 들어갈게 다시 아. 다시 들어올게 아 지금 너 너무 카메라 돌아오자마자 시작했어 아, 제대로 쳐.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하고 있어 아 이거 이 컨셉이야 하는 척 하는 게 컨셉 아 오케이 오케이 윤호 보면서 해봐 아, 연습을 <laughs> 재밌겠다 아 오케이 아 윤호를 춤으로 깨우고 있는 <laughs>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정학원 네. 취재 나왔습니다 열심히 연습 중이었어요 아 오늘 무대를 불사르셨다고 오늘 컨셉에 맞게 머리도 좀 많이 까고 옷도 이쁘게 입었어요 아 오늘 리더 왈 오늘의 최고의 그 리더가 칭찬을 했다는 거는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에요 특히 저한테는 더네 오늘은 오늘은 진짜 잘 나왔어요 오늘 렌즈와 머리와 이 한 가닥 있는 머리와 요 한가닥에 있는 아, 거이 하려다가 오늘 의상과 이제 찰떡이에요, 찰떡. 아 근데 제가 이렇게 좀 센 이미지로 했는데 팬분들을 좋아해 주실지는 모르겠어요. 아 좋아해 주실 거예요. 제가 팬분들의 마음을 대신해요. 성화군에게 한마디 조언을 날리겠습니다. 네. 박성화 제복 박재해. 오, 전 좋아요. <laughs> 네, 제가 요즘 공부 중이거든요 팬 용어 더 공부해오겠습니다 성화군의 인터뷰는 성화군이 오늘 VJ를 하는 관계로 저번 쇼케이스와 같이 또 오늘 성화군의 분량이 없을 것 같아서 네. 멤버들 이쁘게 찍히면 되죠 네 일로 오세요 성화군 저랑 아. 엔딩 하죠 어 여기 있다 어 내 얼굴이 안 나오네 이렇게 성화와 홍준캠 안녕 자 이제 성화군 자연스럽게 머리 받으실게요 네. 예쁘잖아 아 봐봐 형 이제 예쁘게 만들어줄게 봐봐 예쁘지 않아요? 이제 5초 뒤에 산이 형 몸도 이렇게 될 거예요 오. 넌 농담을 그렇게 무섭게 하냐? 이, 이한 형이 잘못해서 부경지 아, 탱글탱글한 짤레로 어 뭐야 일부러 이렇게 는 거야 맨날 그러잖아 맨날 아우, 리고 싶어 불맛 너무한 거 아니야 우영아 사진을 어떻게 이렇게 찍어놓고 있어요 나 정작가야 어비율 이렇게 찍어놨어 정작가야 뭐야 이게 우영이 형이 우영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뭐 어 아, 제가 ITJ 깃발을 새로 만들었어요? 안 돼! 네. 아, 너무 힘들었어요, 만드는데. 내가 그랬단 말이야. 아, 어, 방금 산이랑 우영이가 지, 지워가지고 진짜 처음부터 다시 그렸거든요. 아, 저기요. 어, 안 돼요. 그리고 있어. 아, 그리는 게 아니라 지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돌려감기 하고 있어요. 아, 아, 네. 유노와 아. 여상이가 합작한 아닙니다. 저, 저 혼자 그렸어요. 아. 아니 <laughs> 그린 척 하지 말라고 와, <laughs> 진짜 왜 네, 어. 내가 그릴 수도 있지 좋아 그럼 난 색감을 더하겠어 어, 아, 그래 색감을더하 더해 <laughs> 언제 칠하냐 아 내가 그렸는데 좀 잘그렸지 오케이 내가 그린 걸로 어, 제가, 제가 정확히 설명드릴게요 그림은 제가 그리고 색깔은 윤호가 가끔 조연이 빛날 때도 있는 법이죠 안녕 커피빈 산이도 안녕 회사 끝나고 와가지고 잠시 인천 왔어요 맛있는 거 먹으러 왔어요 맛있는 거 먹으러 맛있는 거. 뭐 먹고 싶어? 나회 회? 어, 뭐 나도 회 먹고 싶다 우영이도 안녕 안녕 너너뭐 먹고 싶어? 회 회? 어. 또 회야? 어. 그럼 우리 회 먹으러 가자 또 해? 여기가 되게 어시장인데 되게 고기도 많이 팔고 여기에서 이제 많은 그 되게 싱싱한 물건들을 많이 먹을 수 있는 곳이래요 사실 음. 사실 저희도 모르지만 그냥 설명해봤어요 그럴 것 같아서 느낌이 뭔지 아시죠? 밥 먹자 밥 먹자 민기 뭐 먹고 싶은데 나 지금 너의 마음 먹고 싶다 많이 물어 어, 알겠다 다음 많이 줄게 아 바다에 오랜만에 오지 않았어요? 아 여기 네. 바다 맞죠? 근데 바, 아, 물이 없는데요? <laughs> 저기 그 꽃게랑 있네요. 맛있어 보여요. 어, 윤호 씨를 위해서 제가 준비했어요. 마음껏 맛있어요? 먹어요. 네. 어, 저거 하루 네. 한. 저 잡는데 20년 걸렸어요. 아, 제가 지금 딱 20살이거든요. 저 맛있게 드세요. 제가 구워놨어요. 아 진짜요? 네. 보세요. 한 구워. 네. 조상이가 구워놓은 꽃게입니다. 아 네. 맛있겠죠? 와. 거의 집게 집게 하나에 제 키인데요. 아 네. 오. 와 가까이서 보니까 진짜 크네. 어, 야, 이런 거 진짜 실제로 다니면 무섭겠다. 바다 깊은 곳에 있지 않을까요? 맛있어 보이게 마침 지금 저희가 회를 먹으러 갔잖아요 아 진짜요? 네 저는 아, 몰랐어요? 네 몰랐어요 저도 사실 방금 전에 알았어요 예, 예. 회를 너무 오랜만에 먹어보네요 어... 아. 다같이 그냥 바다 냄새 맡으면서 걸어다니니까 좋네요 아 오랜만에 이렇게 걷네 밖에 나왔어 약간 그 바깥 공기를 오랜만에 쐬보는 듯한 그런 느낌? 아 여기 딱 부드 타고 왔으면 꿀잼 각. 어 되게 이렇게 여유있게 걸으니까 너무 기분 좋아요 맞아요. 항상 바빠는데 우와 우와 이거 카메라 당길려나? 어 초점이 어 잡혔다 잡혔다. 여기 저희밖에 없어요 아 맞아요. 주변에 사람들이 없네요. 우리가 서대포구에 도착했습니다. 점프 하나 둘 셋. 잘한다. 어? 질 수 없죠. 형 한번 점프. 하나 둘 셋. 네 윤호 씨. 아, 네. 오늘 왔거든요. 점프 한번 해주세요. 하나 아. 둘 셋. <laughs> 아 어, 홍중이 뭐예요? 아 공중이 뭐예요? 저는 가끔 생각을 가, 저는 어. 가끔 생각하곤 해요. 어. 우리 동생들을 어떻게 하면 음. 저 아. 아. 오. <laughs> 저는 가끔 생각하곤 해요. 여상이의 보드를 어떻게 어, 하면 아, 네? 반토막내서 꼭 다음에 손말이 있겠지? <laughs> 여기 이쯤에다가 여상이 보드 묻으면 아무도 모르겠지? 아, <laughs> 아 여기 홍중이 형 노트북을 묻어놓으면 아. 안돼! 이 기가 막힌 부금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 아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나와서 너무 좋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도 데뷔하고 나서 처음으로 바닷가요 물론 물이 다 빠지긴 했지만 야 근데 여기에 아파트 사는 분들은 맨날 바다에서 그러게 진짜 에이 이 시간은 Paradise 날 감싸는 사경은 마치 It's mine on mine yeah. 두들 담을 그 뭐야 뭐야 머리에 느끼는 감들 어. 아직 마주보기 쉽지 않지만 이런 배경이 있다면 눈 머는 것이가 문제야 어, 우리가 우리라 뭐, 둘러보인 뭐, 것들 우리만의 뭐, 우리 안에 둘이라는 섬 한없이 달리다 그 넓은 들판에 누워 너가 보는 것들 This is how I feel about you 손에 퍽 오, 센스 손에 퍽 yeah Oh baby I just wanna see that 손에 퍽 손에 손에 퍽 yeah 손에 퍽 yeah 손에 퍽 yeah 음 소래포구에 나를 바라봐줘 소래포구에 우리 꿈은 이제 눈이 부셔 붉은 하늘 위로 날아 Just think about a flying in the sky Just think about a flying in the sky yeah. 내 손을 잡아봐 이제는 paradise This is all I feel about you 소래포 소래포구에 래포구에 just wanna see that 래포 음. It's like 소래포구에 배경 갈게요 인서트 네 인서트 할게요 어 소래포구에 음. 소래포에서 공연을 한 HG였습니다 요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여기는 랩 배틀 프리스타일 배틀 누가 먼저 시작할 건가요? 미더머니 세븐 지금 시작합니다 요 박성아 나와 끼리끼리 요요 요나 송민기 잘 따라하지 랩 보여주세요 민기의 랩 보여주세요 민기 요비트 부드럽게 해줘야죠 비트리 기반은 길이 요 빌라스 바리 송민 요 우주의 다리까지 요 발을 딛고 서요 아시 비추 플스 아나 모르겠어 민기 거 너무 어려워 어, 네. 이동 이동 요, 요. 어, 이동 이동 야 이동 바꿔 바꿔 자 여기까지 왔으니까 게임 한번 하자 게임이요? 어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 한 명 입수. 오케이 오케이. 할 데가 없어. 여기는 그냥 박히는 거야. 원래 맨땅 원래 맨땅에 헤딩이라는 게. 나만 아니. 가지면 나중에 좋은 거야. 공준이 생일까 빠질까? 우리 포부 한번 다시 맞다 맞다. 저도 나는 여러분들 사랑한다 다 보고 싶었죠 알고 있어요 이건 나가겠지? 내보내줘야 돼요 아니면 여기다 놓고 저기가 편집되고 내가 나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얘들아 마지막 인사 한마디 같이 하자 여러분 마지막 인사예요 얘들아 얘들아 모이자 마지막 파이팅 어? 이렇게 들어 팔 찍을까? 에이맥 이거? 어? 어? 야빛 아래서 하자 우리 얼굴 어, 안 보여 잘 나와 그러니 발이 나오나 안보여어 예쁘게 나와 예쁘게 나오고 있어 내가 보고 있어 오케이 어, 보여 보여 보여 네, 가시죠 5, 6, 7, 8 에이맥 수원팀 파이팅! 저 뭐야? 저 뭐야?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에이티즈 많이 사랑해주세요. 밥 먹으러 가야지. 밥 먹으러 가야지. 밥 먹으러 가야지. 해 먹을 거지롱. 우리는 해적왕이니까 해적답게 먹읍시다 네 여러분들도 밥 꼭 맛있게 드세요 네. 이따 봐요 파이팅! 와! 음. 와! 야! 이거 무슨 뭐 매운탕도 있고 진정해